신이차를 맞으러 갑니다. 먹으면 그렇죠 빵 사러 가고 있어요 다치려고 피피하려고 다친 거 아니에요 나한테 안 먹어 좀 먹어 오빠 오빠는 카메라 에 나왔는데 넣어드릴까요?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? 뭐요? 넣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아니 아니야 갔던 거야? 네 그렇지 갔던 거네 사장님도 출연했어요 이미. 뭘로? 뭘로 출연하셨니? 사장님이요? 변명하는 걸로 변명하는 걸로? 저는 지금 마트에 왔어요. 마트에 왔는데 초콜릿 사가려고요. 백신, 백신 핑계대고 먹는 거예요. <clears throat> 이게 제가 다 옮겨야 되는 오늘 물류예요. 더밴디 지금 3일차 진짜 아무렇지 않다 안 맞은 것 같다 아무튼 그래요